2021년 4월 10일 여행 37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뭐야 왜 그래? 뭔 소리 어디서 나는 거야? 건물에서 나는 건물에서 나는 거 같지 않은데 어디서 나는 거야 이거? 누구 있어요? 누구세요? 와, 씨발, 귀 아파.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. 누구 있으십니까? 혹시 사람 있습니까? 아, 이바비로 올더라. 아, 나 너무. 어, 잠깐만 나 너무 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늘따라 바람 소리까지 왜 그래 아. 아. 아, 너, 너무 쫄았는데 지금 나? 아, 나 지금 너무 쫄았는 것 같아 지금. 아, 누구세요? 아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야 거기 누구 있어요? 어디야? 계십니까? 음. 我。 어? 사람? 수, 발사! 맞자! 누구 있어요? 어디야? 누구세요? 아. 뭔 소리야? <clears throat> 그 위에 누구 뭐 있어요? 그 안에 누구 있어요? 어? 우와! 우와! 멈, 우와! 우와! 아, 아 누나. 설마 이 모든 게 지하라면은 설마 이 모든 게 지하 누구야? 뭐야 누구 장난치는 거예요? 누가 장난치는 거예요? 계세요. 계세요. 예? 뭔 소리야? 방금 뭐라 는데 뭐라고 했는데 방금?